안녕하세요 갑자기 더워진 날씨가 벌써부터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방송 출연과 강연하느라 조금 바빴습니다 올 3월 저희 세 번째 책 우리 산 우리 산나무를 내면서 고맙게도 불러주시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신나는 일이고요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산나물 박사라는 닉네임까지 얻었습니다 아무튼 저에겐 매우 기분 좋은 닉네임이고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들에서 자라는 것 중에서 나물이나 건강식품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들나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눈이나 마음속에 익혀두시면 언젠가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영상을 통해서 생김새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여름철로 들어서면서 지금 전국 들녘에는 온갖 들나물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신토부리 먹거리 TV는 이 땅에서 나고 자라거나 생산되는 먹거리에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국 들녘 어디, 어디서나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들나무를 하나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gon' live it up on the attack Baby, I'm bad I just wanna get caught up in this life I'm crazy, I'm mad Doing no cap Only God wants so you better go live it up Cash in the bag, Stadium packed Baby, I'm bad yeah. Baby, I'm bad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Shit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thing,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nto a better frame, into a better name Society's insane, we all live for fame, yeah Cash in the bag, stadium packed Born a rock star in this life, Gonna live it up on the attack Baby, I'm bad, I just wanna get caught up in this life I'm crazy, I'm mad, do it no cap Only God wants so you better go live it up Cash in the bag, stadium packed Baby, I'm bad, baby, I'm bad I got